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DC 엑스파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김우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왜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희가 한 번 더 해요 샤이랑.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뭔가 저도 좀 되게 많이 당하고 음.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색달라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 아.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이렇게 방송 쪽으로 진입할 때마다 되게 항상 무서워요. 왜죠? 롤챔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된 김에 저는 <laughs> 캡템님이 <laughs> 그냥 LCK 음. 개막했으니까 집중하시고 네. 샤이 아. 선수 함께 또 진행을 해보는 것도 둘이서 그 당근 형도 또 챌린저스 들어가시니까 그럼 그쪽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laughs> 네. 본격적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음. 샤이 선수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아주 뭐 기가 막힌 음. 그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제목부터 어, 확실해요. 이것도 저희의 전문 분야거든요. 아 그렇죠. 이것도 둘이 딱 이거 완벽하네요. 진짜 음. 제목 split과 한타. split과 한타. 진짜 우리 기가 막히잖아.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거 split과 <laughs> 제보자 이지환님 음. 실버 1. 안녕하세요 저는 top 라이즈를 했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팀이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반에 저는 난 텔도 있으니 bottom에 가겠다 split push 하겠다는 얘기죠 bottom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타가 열리고 팀원들이 죽기 시작하더니 베인이 절 욕하는 걸 시작으로 모든 팀원들이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bottom을 미는 게 맞아 보였는데 어쨌든 일단 사과는 했고 게임은 이겼습니다 제가 비록 엄청 잘 크진 않았어도 순간이동 들고 있다는 장점 살려서 split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 쿠반이기도 하고 제가 잘 큰 것도 아니니 똘똘 뭉치는 게 나았을까요? 롤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 또 어려운 문제네요. 합치는가 혹은 뭐 그렇죠. 스플릿시 하는가. 언제 네. 합칠 때는 언제 합쳐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음. 이 프로 경기를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죠. 음. 이거는 진짜 정말 힘든 그거요. 뭘 왜 이렇게 맨날 약한 모습을 보여? 힘들게 모르겠고 막 잘. 아니. 아 저 잘 되게 잘 아는데 <laughs> 예. 이거는 진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 우리가 네. 그걸 찾아내야 되는 정답, 게 우리 역할이에요. d c s 파일에서는 예. 무조건 정답이 있습니다. 예. 판결을 내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음. 저는 말만 네. 들었을 때는 순간 이동이 있으면 스플래프시 살살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음. 일단 말만 들어서. 그럼 저희가 정확한 예. 판단을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게임은 진짜 후반이에요. 와, 아, 후반 41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비등비등하네요. 글로벌골드도. 네. 그리고 제보자는 라이즈님. 뭐 음. 아주 잘 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못큰 뭐 것도 아닌데요. 그저 정도면 뭐 1대1로는 진짜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예. 좀 쟁쟁하네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split push를 하고 있어요. 라이즈가 bottom에서. 자 그리고 mid 쪽에서는 서로 견제. 네, 대치 중이고. 언제 한타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어 자, 서로 스킬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치 중. 그러니까, 라이드가 좀 올라옵니다. 예, 콜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합치자. 음. 라이드가 살짝 올라와 보는데 한타가 열리나 하면서 올라갔는데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laughs> 이런 식으로 kiting하면 뭐 열기가 어려우니까. 라이드 다시 내려와요. 음. 자, 그러자 근데 이거 열려고 음. 하는 것 같은데요. 앞구르기 아, 뒤로 돌고요. 자, 스킬 피했고 빅토르가 딜 넣어주고요. 뒤치고 어, 딜잘 들어가는데요? 이블린 뒤에서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 이즈리얼이 앞비전을 통해서 도를 끊어냅니다. 이즈리얼까지는 일단 잡히고요. 잘 넣었어요, 딜. 라이젠안 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블린이 <laughs> 나서스를 잡아내고 제이스가 엄청 잘 컸나 본데요? 지금 와요, 라이즈. 너무 드늦게. 자, 그리고 라이즈가 애니 끊고 아, 근데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레드팀이 이미 손해 봤거든요 렌가가 음... 탑에 있어서 아 렌가가 지금 예. 교전하자고 top을 밀고 있었군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베인이 라이즈도 왜 안 와? 이렇게 음. 욕하기 시작하자 다른 팀원들까지도 라이즈를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이즈 입장에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음. 위해서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즈가 내려가긴 하는데 팀원들은 이블린이 뒤로 도는 걸 봐서 이미 한타를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이즈는 지금 순간이동이 있는 상황. mid ping도 찍히고요, 실제로. 음. 자, 그래서 빅토르가 앞으로 이제 moving을 하면서 뒤를 넣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뒤를 잘 들어가기 때문에 해볼만 하구나 싶은 거예요. 이블린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아, 테러를 막아놔서. 네. 이게 잭스가 좀 때려잡는 게 변수였던 것같아요 어, 잭스가 엄청 강력합니다. 이거 지금 올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라이즈가? 그냥 중간에 한번 올라왔을 때 네. 같이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애초에? 네, 그냥 계속 너무 split에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욕심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팀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split이.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팀원들도 라이즈의 위치 안 보고 그렇던 것도 있는데 라이즈분도 좀 팀원들의 위치 안 보고 너무 split 욕심 부렸지 않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팀원들이 라이즈가 bottom에 있다 하더라도 네. 순간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도 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테를 든 입장에서는 테를 좀 되게 감들어지게 쓰고 싶거든요 아, 멋지게 정확한 타이밍에 영웅이 네. 되고 싶죠 그러니까 좀 허무하게 네. 쓰면 좀 애매하니까 솔직히 저렇게 쓰기 싫어요 아... 근데 저것도 진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갈까 말까 지금 타면 별론데 아, 가야겠다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쓴 건데 좀 멋진 타이밍에 쓰고 싶거든요 진짜 top laner라면.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면은 쓸 곳이 또 마땅치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뭐 와드도 없고 wave도 저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롤체인스 할 때 저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탈 곳이 없어 탈 곳이 없어 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탈 곳이 없어 <laughs> 그렇죠. 이게 싸울 때 팀원들이 여기에 ward 하나 딱 꽂아줬으면. 그러면 네. 지금 미니에 네. 보더라도 딱히 ward 저 위에 저 빨간 ward 하나 말고는 상당히 먼 곳에 빼고는 지금 딱히 순간이동을 탈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굳이 지금 타이밍에라도 탈 거라면 애니가 그 티버 썼을 때 그 티버에 타는 게 그나마 제일 빠른 타이밍 같았거든요. 아, 티버에도 네. 순간이동이 타지는군요. 네. 그때라도 탔으면 그게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베인이 막 이 한타가 끝나고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라이즈에게. <laughs> 한타를 또 손해봤으니까. 어, 손해봤으니까. 네. 네. 베인 좀화낼 만한 그런 장면인가요? 어떻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생각만 하면은 고민이 네, 화날만 되는 해요. 아 화날만 하다 네, 이거는. 그냥 좀 아, 나중에라도 멋지게 등장해서 음. 막 쓸어버렸으면 욕을 안 하셨겠죠. 근데 네. 아, 테를 저렇게 등장하면 아 뭐하냐 쟤. 추하다. 음. 음. 어, 테를 차라리 저렇게 왜 왔냐? 뭐- 그냥 미익이라도 하지 마터. 그 라이즈님도 지금 사연을 보내실 때 네. 같이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텔이 있었기 때문에 바텀에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순간 이동을 탈 수 있는 타이밍에도 타지 않았던 것.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없지만 않습니다. 이건 네, 실책입니다. 칼템님 <laughs>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왔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예 이런 거를 원래 안 올 거였으면 아예 안 왔어야 돼요. 그게 보기 좋아. 음, 아니면 랭가 쪽에 가서 랭가라도 잡았든가. 랭가를 오히려 막다가 순간이동 타거나 뭐 이런 그림이거나 랭가를 잡던가. 그러니까 위치 자체도 랭가 쪽에 차라리 가 있었으면 뭐 랭가랑 싸우느라고 못 왔다라고라도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예 bottom 좀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렌가는 탑 탑대로 밀고 있는데 그렇긴 하네요 split push 자체 운영도 좀 이상하지 않았나 bottom이 아니라 오히려 갈 거면 원래 탑 split push를 했을 거였으면 top에 가 있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좀 베인 좀 화낼만 했다 네. 그렇다고 뭐 베인님도 너무 그렇게 욕, 욕을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좋게 좋게 말하면 어쨌든 게임을 이겼다고 <laughs> 예, 하니까 그렇죠. 게임을 예. 이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라이즈님도 대처가 좋았어요. 그렇게 욕 먹는데 받아치지 않고 네.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네 사과하는 게 맞네. 음, 사과 네,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대뜸 욕 먹는 건 되게 기분 상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못은 했고 인지하셔가지고 사과는 하셨으니까. 음. 하지만 상황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장면은 아니다. 네, 그래서 라이즈는 유죄.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이럴 때는 무조건 캐리 타, 라 그리고 특불이 불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top을 갔어야 된다. 오히려. 방향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어,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사연의 등급을 저희가 또 매겨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실버답지 않나 <laughs> 굉장히 짜! 짜요 좀 지난주부터 은근히 예. 짜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크리템 너무 보는 눈 높고 뭐 롤챔스만 봐서 그런 거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진짜 최대한 좋게 드리려고 해도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 얘는 오죽하겠어요 그 기준을 예. 시청자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좀 뭔가 배울 게 있냐 그렇죠. 이런 시점으로 본다면 어 일단은 합류 타이밍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어. 그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걸 좀 보고 솔직히 합류만 잘해도 승률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음. 그래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는 장면입니까? 네, 무조건 됩니다 이거 어 무조건 됩니까? 네 이거 태도 보셨잖아요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어, 그렇죠 제가 좀 저렇게 써왔거든요 많이 <laughs> 약간 추하게 쓴 적몇 번. 그럼 티어 좀 다 <laughs> 있긴 해요 어. 그럼 뭐 등급 좀 올려줍니까 사연? 그런 것 같아요. 구찮수니다탈이야 옆에서 좀만 해주면 뭐 그대로 다 따라와. 그러니까 되게 착해요, 애가 착하네. 네. 그럼 클태님 이 보시기에는? 저도 그래서 한 골드 정도는 되지 않나. 음, 제가 보기에도 심어주기에는 그래도 좀 배울 만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순간이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스펠인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 하나로 인해서 한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런 부실골이라며 순간이동 운영을 굳이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솔직히. 왜냐면 이 그냥 뭉쳐다니면 좋잖아요. 스플리프씨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솔랭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네. blue팀의 렝가처럼 우직하게 top을 밀든가.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안 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같거든요. 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도 네. 그 라이드 보니 망자에가고 가셔가지고 그냥 서로 뭉쳐있다가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공 쓰고 달려가면서 맞아. 먼저 열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가셨는데 그냥 너무 좀 욕심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연은 저희가 만장일치로 골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세 명이 만장일치 나왔다는 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연에 완벽합니까? 역시 완벽한 남자 사연이 자 이렇게 이 사연의 등급은 저희가 골드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DC 엑스파일